sound. All the prayers to the sound. Bring the pain down. Just don't stop. Bring the pain down. All the prayers to the sound. Baby, I feel baby, but never say I need all the love. Just don't stop. 못대를 자꾸 밟더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와 예 Come on take it You don't u n d e r 이제 가져도 돼 Come on take it 내지 말고 기다려 너는 더 이상은 안 서리지만 씩씩하는 지금 멈추지 않아 잊지 말아야돼 늦지 말아야돼 사랑을 이내 싫어 밤새월을 이내 맞춰 올라로 갈게 올라로 갈게 내게 와봐 빨리 와봐 오늘 준비된 날 놓치지 마 놓치지 마 Sister always tells me she's loved you. 기회는 한 번뿐이야 No more time 멈추지 마